수술이 정말 안전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지려면 은 <laughs>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사학폭 수술을 안녕하세요 저는 JK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JK 그 윤곽 수술은 아무래도 뼈를 건드리는 수술이니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큰 수리,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물론 뼈를 다듬는 수술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큰 신경들과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정말 숙련된 그 성형외과 전문의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부담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눈 수술보다 편하게 생각할 만큼 예, 그런 익숙한 수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수술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K. 수술 자체가 뼈를 다듬는 수술이긴 한데 엄청나게 많이 자를 수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물론 막 하악각이 엄청 크신 분들은 엄청 많이 변하는 건 사실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쉬운 부분을 정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냥 주변 분들한테 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 변화량의 수술이기 때문에 뭔가 수술로 티가 나는 수술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거의 겉으로는 상처가 또 없기 때문에 뭐살 빠졌다는 좀 매끄러워졌다는 정도의 느낌 부드러워졌다는 정도 그 정도의 변화를 주는 수술입니다 JK 일단은 멍이랑 붓기는 수술하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멍이 생기는 이유는 그 멍이라는 게 결국 피가 난 거잖아요. 피가 많이 나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붓기는 조직이 그만큼 많이 땡겨지고 뭐 수술하면서 많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그런 건데 결국 그런 거를 최소화 시키려면은 피가 적게 나고 이제 조직의 손상을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술이 되고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의사의 실력이 뭐, 몸과 붓기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살이 많고 그 다음에 혈관이 잘 발달되신 분들 특히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랑 또 체질적으로 많이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2주 정도까지는 2, 3주까지 길게는 그 정도까지는 따뜻한 찜질을 해서 순환을 좋게 해줘야지 빨리 회복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찜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술이 정말 안전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지려면 의사의 숙련도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사각턱 수술을 하는 초보 의사 선생님들은 길게는 뭐 3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일단 저의 자랑난이지만 어쨌든 좀 깔끔하게 수술이 제 생각대로 잘 되면 보통 한 시간 안에 끝나는 수술이거든요 사각턱 수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수술이 돼야지 피도 적게 나고 붓기도 적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피가 많이 날 경우에도 이런 이런 우리가 환자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려면은 숙련된 마취과 선생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간호사들도 숙련되게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개원 23년 된 제일 개성형외과는 마취과 전문의 성주, 의사는 모두 경력 20년 된 전문의입니다. 저희 병원이라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 카페 게요